자, 한번 밑에 해볼게요. 네. 나머지 분들도 동일하게 액션 그대로. 아, 네. 동선 맞춰가지고. 예! 왔어! 수학이라고 먹방으로도. ready action Ready. Action. 소스가 와 너무 맛있다 뭐가 먹는 거 햄버거가 아니라 무슨 와 너무 맛는데이 양배추가 아주 아 부드럽고 음, 너무 맛있어 소고기